안녕하세요. 역사의 불을 지필 에탄올입니다. 최근 중국이 내몽골 자치구내 지역에서 몽골어 대신 중국어 교육을 강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보셨나요 제가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한 여러 국가들은 한국과 같은 알타이 계통 민족들이자 통일 이후 한국과 정치, 경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십을 공유할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국사와 함께 유라시아의 역사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와 유라시아까지 이야기를 다루는 여기는 위코 히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네몽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몽골 지역이 어디일까요? 현재 중국의 동북 삼성, 발음 잘해야 됩니다.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인 몽골, 우리는 어, 외몽골이라고 부르죠. 여기 사이에 있는 중국의 자치주가 바로 내몽골 지역입니다. 간략하게 몽골의 역사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중국 청나라 당시 외몽골과 내몽골 모두 청이 관리하는 영토였습니다. 그러다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1921년 몽골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외몽골은 독립을 했지만 반면 내몽골은 중국의 소관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몽골 지역은 현재까지 중국의 자치주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이 몽골 지역에 한국과 더불어 알타이 계통인 몽골족이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오래전에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 고구려? 이때부터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요. 고구려와 영토가 맞닿아 있어서 활 쏘는 법, 생활 양식 등 유목문화가 굉장히 비슷하고 교류도 활발을 했습니다. 물론 13세기 몽골이 고려를 침략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한국은 몽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내몽골에서 문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 말살 정책 때문인데요. 중국에는 한족 말고도 다양한 소수민족이 삽니다. 근데 한족 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축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 내 소수민족을 무조건 중국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기인 1930년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게 민족 말살 통치를 실시한 것처럼 중국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유 언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중국어 교육을 한 겁니다. 당연히 내몽골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 입장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За сайн шууд нэвтрүүлэг хийж ядл их ном. Баян минь сайн байцгаана уу? 그래서 내몽골 지역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면서 중국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내몽골 이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과 같이 전 세계 여러 강대국들, 우리 기준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을 살펴봅시다. 이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세계 경찰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시대, 세계 평화적 관점에서 이러한 태도는 과연 평화적인 것일까요? 평화라고 하기엔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닐까요? 중국이 내몽골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문화 말살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나 미국의 인종차별이나 그러면서 인권과 세계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건 결국 이 강대국들이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자국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어떤 제국주의적 태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좀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몽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한반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몽골 현재 내몽골의 상황에 따라 어쩌면 동북아의 정세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한반도가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아가야 하는 때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럼 오늘 이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